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잡아주었고 위험하고 불안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공허했던 나의 하루를 밝혀주던 너의 아름다운 미소를 잠깐만 보고 싶어 조금씩 그려져가 사실은 두려워 나 나를 좀말아줘이 꿈에서 깨기 싫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나 원래 이런 게 어울리는 남자 넌 그런 게 어울리는 여자 더 외면해도 세상이등 돌려도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너라는 거 너라는 거 세상이 차가워도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널 향한 사랑인 거 매일 밤 불안한 네가 없이 아무것도 정말 미쳤나봐 없인 아무것도 해